헬기 모드로 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Please take a moment to locate the nearest exit from your seat. 비상시 비행기의 전원이 꺼질 경우 통로에 유도 area like Edinburgh and Merkin.

吃。 다내 아, 모있지 네, 뭐 진짜로 와 욕조 와 <gasps> 진짜 내 네, 모있지 뭐 야 욕조가 너무 잘 돼 있는데? 화를 할때 나한테 캔슬 달래다 어이 강